2020년 7월 21일 흉가행 13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 바로미. 실례하겠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실례하겠습니다. 미치겠다 뭐야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씨발. 실례하겠습니다저 잠깐만 글러보고 어... 어? 저 뭐야?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 깜짝이야 씨저 장난치지 마시고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그거면 돼요 와 씨발 깜짝이야 잘못 봤나? 와. 정제 거울이다. 여러분들 게시판에 있는 모습하고 빨리 비교해보세요. 실제로 뭐가 찍혔나 잠깐만요. 저깁니다. 누구세요? 아! 그 뒤에 누구세요? 누? 도망가지 마. 도망. 아. 기운 너무 센데. 잠깐만. 아. 아. 와, 잠깐만. 이거 잠깐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Yeah. <sighs> <sighs> <laughs> 혹시 거기 계세요? 뭔 소리? 와 미쳐버렸다 지금 시작한 30분 만에 나 미쳐버린다 진짜 와 이거 더 이대로 해도 되나 이거 와 와. 와. 와. 와 아예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는구만 마지막 경과 Hm. 어? 아! 아, 잠깐, 잠깐만, 잠깐. 아. Ah! Ugh. 기운이 너무 세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정신 나쁜 것 같아요 잠깐 기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잠깐 기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고독사 고독사 뭐라 한것 같은데 방금 고독사 뭐래 아, 뭐라 한것 같은데 방금 고독사 고독사 뭐라 한것 같은데 잠깐만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 여기는 강원도 강릉 좋아요. 기억에서 지우겠습니다 네.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겠습니다 아. 이쪽 동네 자체를 아예 기억에서 지우겠습니다